어서 와. 방탄은 처음이지? 껍질 담내봐 톡톡톡 내 춤이 답해 모든 순심이 내 몸이 구름이 떠스니들 나는 상관이 없어 퍼다 희망이 떠 오케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적절한 하루의 절반을 작업해 적절한 작업실 저 청춘 써가는 덕분에 멀어가는 说底接纳。